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내겐 이어준나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치에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해 장난치듯 주말에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끌던 나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줄여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낸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나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치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o w 지금 당장 대답하지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 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